혹시 우리 오빠한테 깻잎 떼줬어? 일부러 떼준 게 아니라 젓가락질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떼드린 거야 떼도 내가 떼줘야지 우리 오빠인데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 한두 번이 아니더라? 아까 보니까 오빠 차에 네 블루투스 연결돼 있었어 아니 그건 그냥 요즘 뭐 듣냐고 물어보길래 연결만 한 거야 아 우리 진짜 너무 오래 봤다 이제 그만 보자 알려줘 제발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는 이 세상에서 떼쓰는 아이처럼 뻔한 클래